애기 아, 물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나 이게 뭐야 애기 아, 물어봤자 소용없어 루나 루나 심심할 틈이 없구나 진짜 해명해 문아 로나 해명해 애교 부리지 말고 해명해 이게 뭐야 응? 프리야 너 아니야? 너가 간거 아니야, 태비? 너 아니야? 몰라? 누나, 너에게 비비냐? 너가 범인이지. 너가 범인이지, 너가. 맞지? 태블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. 불이야. 불이야 응? 어? 오늘 아침부터 응. 음, 태비 너지 태비 저 눈치 보는 거 봐라 불이 이거 엎어놓으면 어떻게 언니 치워되잖아 응? 태불이 어떡해 응? 말 좀 해봐. 저기요. 고양이 씨, 태블릿 씨. 고개 돌리지 말고 저 보세요. 태블릿 씨. 브리 씨? 브리 씨. 그리씨 모른 체 하시겠다? 모르는 체 하시겠다? 아휴 귀여운 귀여워 음. 수지야, 넌 아니지? 나야? 너식 다, 다수상이. 됐죠? 너 아니야? 아니야? 응. 누가 범인인 거야? <laughs> 우리 태부리씨 아무것도 음, 무거운 테레비가 고민이구나